Nope. 줄게 기다려 앉아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앉아 기다려 마지막 입혀봐 한번 싸볼까? 어딨어 어디 갔어? 啊 너 발은 왜 이렇게 됐어? 이리 와봐 발 그거 왜 이래 걷자 이제 가자 Nope. 红。